세상이 싫은 사람 싫은 사람 손들어 줄 맞춰 삐뚤빼뚤 그기준는 바로 나 어. 이제부터 고민이 꽉 찬 머리를 다 비우고 하루만 놀아봐 밤아밤 어. 나 따라와 와 와 와이 밤 신나게 춤을 춰 모두 다 샤워 빠바빠바빠 나를 따라 오 샤워 빠바빠 이던 신나게 춤을 춰 이거부터 모두 다나다나다 노래 불러 라라라라라 이봐 더 크게 웃어봐 어, 어. 나와 빠바빠바빠 나를 따라 와와와와와 이밤 신나게 춤을 춰 모두 다 Amazing. 들어보고 하나 둘을 세고 감은 눈을 뜨고 다른 세상을 봐내심 떠는 여자도 거만 떠는 남자도 걱정은 멀리 던져버려 이발 인생은 즐거워 레를 듣는 모든 사람 행복해 어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 행복해 어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 행복해 어 그대 사랑으로 내 모든 아픔을 I don't care 우리 함께 지친 어깨 툭툭 털고 일어나 오늘 나에게는 그대밖에 없어 돈싸 멈추지마 우린 벌써 나 위에 그리움을 멀리 났어 날 사랑하는 너와 같이 즐겨 Let's party